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나란말싸미 리미쌤이에요. 오늘도 하루 10분 한국어를 리미쌤하고 공부할 거예요. 리미쌤하고 하루 10분 한국어 공부해요. 한국어 잘할 수 있어요. 좋아요. 준비됐어요? 그럼 시작해요. 오늘의 한국어 오늘의 한국어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두 번째는 아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누구? 이다. 누구예요? 누구이에요? 이렇게 배웠어요. 오늘은 무엇? 아니다. 공부해요. 1. 무엇? 많이 들었어요? 무엇이에요?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무 뭐예요? 꽃 따라해요. 나무 꽃 좋아요. 나무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꽃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뭐 더하기 다 무엇 짧아요, 말해요, 뭐 뭐예요? 버스 뭐예요? 택시 따라해요, 버스 택시 좋아요. 한국 사람 버스, 버스 말해요. 스, 시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버스 다, 택시 다 좋아요. 무엇 더하기 이다 무엇이에요? 밥 무엇이에요? 빵 더하기 이다. 따라해요. 밥이다. 빵이다. 좋아요. 우리 질문해요. 무엇? 질문해요. 무엇? 더하기 이야. 무엇이야? 무엇? 더하기 2예요. 무엇이에요? 더하기 입니까? 무엇입니까? 좋아요. 선생님 말해요. 따라해요. 무엇이야?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좋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 말해요. 무엇? 뭐? 뭐? 많이 말해요. 뭐 더하기 야 뭐야 예요 뭐예요 더하기 입니까 뭐입니까 뭐입니까 어려워요 말해 그럼 이제 우리 대답해요 무엇 더하기 이야 받침이 있어요 이야. 받침이 없어요? 야. 무엇? 예요? 이에요. 입니다. 좋아요. 나무, 버스, 택시.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다, 야, 예요, 입니다. 꽃, 밥, 빵. 받침이 있어요. 더하기 이다, 이야, 이에요, 입니다. 좋아요. 오늘은 이가 아니다. 우리 이에요 배웠어요. 선생님, 리미쌤이에요. 좋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말해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무, 버스, 택시 더하기 아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무, 아니다, 아니에요. 나무, 버스, 택시 받침이 없어요? 가, 꽃, 밥, 빵. 받침이 있어요. 이, 나무가 아니다. 꽃이 아니다. 버스가 아니야. 밥이 아니야. 택시가 아니에요. 빵이 아니에요. 좋아요. 같이 단어 연습해요. 꽃이야? 꽃이야? 아니, 꽃이 아니야. 나무야. 야, 이야, 친구 친구 말해요. 아니, 꽃이 아니야. 뭐야? 나무야. 좋아요? 꽃이에요? 아니요. 꽃이 아니에요. 나무예요. 꽃입니까? 아니요. 꽃이 아닙니다. 나무입니다. 말해요. 나무입니다. 괜찮아요? 나무야? 아니, 나무가 아니야. 꽃이야. 나무예요? 아니요. 나무가 아니에요. 꽃이에요. 나무입니까? 아니요. 나무가 아닙니다. 꽃입니다. 좋아요. 나무 받침이 없어요. 가. 아닙니다. 말해요. 뭐예요? 버스? 더하기 아니다. 버스가 아니다. 좋아요. 뭐예요? 택시다. 아니야. 버스가 아니야. 택시야. 아니에요. 버스가 아니에요. 택시 예요. 좋아요. 아닙니다. 버스가 아닙니다. 택시입니다. 택시입니다. 빨리 말해요. 괜찮아요? 택시? 아니다. 택시가 아니다. 버스다. 택시가 아니다. 버스다. 아니야. 택시가 아니야. 버스야. 아니에요. 택시가 아니에요. 버스예요. 아닙니다. 택시가 아닙니다. 버스입니다. 버스입니다. 괜찮아요? 빵? 아니다. 빵이 아니다. 왜 이에요? 맞아요. 빵, 이응 받침이 있어요. 빵이 아니다. 밥이다. 빵이 아니야. 빵이 아니야. 밥이야. 아니에요. 빵이 아니에요. 밥이에요. 아닙니다. 빵이 아닙니다. 밥입니다. 좋아요. 밥, 아니다. 밥이 아니다. 빵이다. 아니야. 밥이 아니야. 빵이야. 아니에요. 밥이 아니에요. 빵이에요. 아닙니다. 밥이 아닙니다. 빵입니다. 좋아요. 이가 아니다. 나무, 버스, 택시. 받침이 없어요? 가. 꽃, 밥, 빵. 받침이 있어요? 더하기 2. 나무가 아니다. 꽃이 아니다. 연습해요. 좋아요. 잘했어요. 다 알아요? 진짜 잘했어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